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시는데. 여기서요? 예. 여기, 여기서 한다고요? 예. 여기 다차다 타진 않겠네요. 아 다 찼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가요? 예 근데 네, 여기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큰데? 말이 안 되는데? 어, 이큰 공연장에서 우리 콘서트 하는 것 처음이네 어, 배고파 내 밥부터 먹고 싶다 맛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저희 팬사인회 저희 하고 바로 공연장으로 왔는데 공연장 그 생각보다 지금 너무 커가지고 다들 기대감에 아, 참 많은 곡을 부르는데 애착이 가는 곡이 따로 있습니까? 애착이 가는 곡이요? 예 복구가 이지방 애착이 가는 복구와 <laughs> 애착이 일본어로 뭐예요? 아이차크 아이차크 복구가 이지방 이치방 아이차크 가는 격와2인의 파트 2? 50년짜리 하나 이번에 되게 진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퍼포먼스로 뭔가 구성이 돼 있고 되게 볼거리도 있고 듣는 맛도 있고 되게 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2인의 파트 2僕모 2인의 2です 아무래도 비디오가 가장 애착이 가지고 저도 저도 큐시티에서 비디오가 가장 애착이 네. 갔습니다 아니, 거기 하이라이트 진영도 진영이데 슈가형이에요 진영이에요 슈가형이에요 슈가형 선생 슈가와 코레오쿠 와칸나이 데스 데모 슈가와 슈가와 하초가 장도 되기 되네 비디오 진짜 보고 싶어요. 편집 못 봤어요, 저희. 어. 편집된 거. 저희 아직 못 봤어요. 이 리허설 하면서 보려고요. 그리고 준비 완료됐을까? 아 준비 됐기 마시다. 준비 됐기 마시다까? 다 익기 마쇼. Let's go. 어. 야, 진짜 근데. 그 위치를 조금 있거든요. 아, 이러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셋 번! 하나, 모든 시간대 여러분 돌아가시마 여러분 쉽고 오니가 시마 진짜 불꽃처럼 가다가 되면 남게 되잖아 해요 Thank you. 아, 아직 반도 넘게 남았어요. 아, 왜 이렇게, 왜 길어 보이냐, 이 귀신들. 진짜 길어요? 야, 우리 아 그리고 좀 길치입니다. 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가사마대시다 도시가래 사마대시다 우치가래 짠짠 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 돼요. 또 했는데 추가했는데. 아. A-K-K-E-B-U-U-P Yes, Mel Sama said Bitch, yes Wake up Mel Sama sai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p. 이기마쇼. 리허설을 이기마쇼. 아나 어,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빰빰빰빰빰. 슈가 빰빰빰빰. 슈가와. わかんないです。わ、やや Body we are bulletproof. we are bulletproof. not let down 사실 저 이렇게 이렇게 리허설 끝까지 할줄 몰랐거든요 끝까지 하네요 아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드디어 이게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다 입장했어요? 네, 거의 한 3분의 2 찼어요. 3분의 2? 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皆さん、楽しかったですか皆さん、楽しかったですか楽しかったです。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올리시아 5분 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 기다리고 대를 네. 하러 가 아, 이렇게 마셔. 첫, 첫, 첫 콘서트. 첫 일본 콘서트. 어? 안 하는 물 어딨어? 물? 무대 위에서 내가 누구보다 빛나. 언제? 이 사람이 어깨가 멈춰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애로 탈사하이 전이랑 우리 춤추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상남자 뭐 중간에 브릿지 고 올때다 멈춰 있어야

chicaré, agudelo sal, chicaré, a sábado de chimbala. Ah, odogo, odogo, saiko. 손을 흔들어 시티로